이쪽에서 아량을 베풀어 주시고 네, 그리고 그렇 우리 용수의 희생정신으로 저희가 한 게임을 더 얻었습니다 박수 박수 그리고 그 한 게임이 저희가 아주 죽고 못 사는 아 네. 를 하게 됐어요 족구 해야지 족구 해야지 그러면 일단 네. 그 시작하기 전에 각자 인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별라 별라 시작 별라 별라 별라 별라 별라 별라 별라 별라 아 가자 5, 6, 7 걸지다 걸지다 춤마테 걸지다 걸지다 춤마테 오케이 오케이 이겼어 yes. 경기 시작 어 부담돼 my ball. good good. my ball. 오케이 있어 형 살짝만 굿말 아, 와 심장 떨린다 이거 나이스 오케이 어 아. 막았어 아! 오! 오! 오! 잘왔어! 들어갔다! 거울다거울다 네, 준마탱! 거울다거울다 준마탱! 자! 있어! 나이스! 오케이 한번 더! 나이스! 아! 이거 다 별라 별라 별라 별라 별라 별라 별라 별라 별라 별라 별라 별라 아 뺏어갔는데? 뺏어가서 더잘 치면 이거 이거 이거 영세업자들 어떻게 살란 말입니 오케이 준이 준지 준지 준지 준지 오, 어, 오 좋아. 어, 좋다 씨. 잘했어. 아, 어떻게 보십니까? 오케이. 한번. <laughs> 뭐 화나는 일 있어요? <laughs> 좋다. nice. 오케이. 오가 아! 가, 아, 거, 아, 뭐지? 걸리 뭐야 뭐야 뭐야 뭐야. 걸지다가 나와? 아니. 아, 그래. 뭐. 선생님들 태엽이도 껴주세요. 아, 나 너무 걸렸어. 아, 오케이. nice. 와, 좋다. 걸린다. nice. 오, 씨, 저걸 어 nice 옥지 nice. 아이고 옥진아 이거지 아 옥진아 잘미안 nice. 맞다 오케이 와 어, 이거 어떻게 봤냐 아 오케이 nice. 오아 오아 sorry. 아이고 아, 멀리 있네 거 뭐냐 별라 별라 별라 별라 별라 별라 제거까지 가냐 nice. 아, 까비 set change. 이거 태이 형, 해, 해, 해. 오케이. nice. 오케이, 준영아, 준영아. 태형 실수 한 번도 없어. 오씨, 어, 해피 뭐야? 태형 받아줘요, 받아줘. 살짝만, 살짝만. 오케이. 굿. 나이스. 오, 어, 됐어. 오 어, 잘한다. 아이고. 나나 아, 아, 아. 아, sorry. 줘도 되고. 오케이. 공격해야 돼, 공격. 오! 오, 태엽이 받았다. 오케이. 자. 구육 구육. 봤지? 9대 6, 9대 6 괜찮아. 구육. nice. 아, 잘한다 옥진이 아 성우이 잘한다 네. 아 성우이 잘한다 아 성우이 잘한다 nice. 어, 오버헤드 킥 아! 예! 정말 이때 나이스 3대 11인가? 어. 야 2점만 아, 내면 오케이 좋다 이거 우와, 우와. 11 아니야? 맞다 아이고 아 잘 막네 올려줄게 됐다. 오케이 나와 나와 나와 나와. 오해 뭐가 돼?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나간다. 어, 이어 별라 별라 별라 별라 별라 별라 별라. 네 일단 저희가 패배를 했습니다. 네. 어 하지만, 근데 이거는 뭐 네. 예정, 네. 예정된 결과였고요. 그쵸. 어떻게 동생들을 밖에서 그쵸. 추운 데서 재울 수 있겠습니까? 아무튼 축하합니다. 아 오늘 족구 MVP는 바로 네. 바로 우리 리용수 씨. 네, 저는 뭐, 네. 어, 동감하 바이고요. 동감합니다. 그리고 뭐 형들 그리고... 중에서 MVP가 나와서 뭐 하겠습니까? 그리고 네. 베스트 퍼포먼스 상. 네. 네. 규빈. 어! 아 맞아 이거, 이거. 아, 그거 진짜 아, 네. 그거 완전 멋있었어요. 막상 받고 나니까 기분이 좋네요. <laughs> 네. 아 그래 네, 제가 보기에 네. 유정 씨도 잘했어요. 아, 잘 아, 맞아. 아, 네. 실수를 하나도 안 했어요. 실수 난 실수 많이 했는데. <laughs> 잘했어요. 미라미라 거기서 거기서 춤 마땡. 거기서 거기서 춤 마땡. 자. 도전을 받아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배고프니까 빨리 해서 저희 한번 고기 타서 맛있게 바베큐 파티 해봅시다. 왕복으로 세번 안에 성공하시면은 저희가 아주 멋있는 고기 한 상을 여러분 만약에 실패하시면 저녁도 라면 또 라면이네 그러면? 옥진이 오히려 너무 좋은데? 너무 좋은데 나 설레는데? 라면 좋아하잖아. 일기 노트 노트. 일기 노트. 노트. 일기 노트. 있어 있어. 일기 노트 있잖아. 네. 있어. 서른 넘은 사람 동심 가지면 안 되냐? 아 되죠 되죠. 있어 네. 있어. 공간. 보사. 김치. 찌개. 다리. 깡. 어 뭐. <laughs> 오케이 오케이 이제 규빈이 형부터 다시. 연습 게임 한 거지. 연습 게임 이제 끝났어요. 이제 제대로. 스파. 키티. 요구. 버섯. 아 충격 충격 아 죄송해요 아, 잘하는데 오늘? 자리 바꿔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오케이 이제 두번 남았지? 이제 두 번 남았다 아니 이제 자리 바꿨으니까 세 번부터 다시, 다시 어. 시작이지 혹시 저 뭐지? 기회 다섯 번 주시면 안 되나요? 저희뭐 뭐라, 뭐라도 할게요 뭐 할까요? 너무 못한다 근데 뭐 할까요? 뭐 성대모사 할까요? 안 본 거 한 번도 안 본거 소나무 성대모사 뭐야? 점프! 와 보험! 발음이 약간 조금 안 들렸어요 <laughs> 죄송한데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다면 <laughs> 오! 어? 오! 어! 오케이. 가자. 한 번만 와, 할 수 있을까? 나 그 자신이 없네. 자, 하나, 둘, 셋. 편도. 염. 생일. 축하. 손목. 시계. 어. 파란. 바지. 오. 코스. 보스. 오케이. 어. 고사. 고사. 했어. 아, 나 여기 자신이 없냐. 미치.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마스크 혹시 내리고 한번 할 수 있어요? 난. 지. 개. 어 찌개 맞다 계란찌개. 집에 계란찌개라 불러요. 검색해서 나오면. 아, 검색해서 나오면. 없어. 있어요. 어! 좋아요. 속담. 나 바보인 거 걸리면 안 되는데. 어, 아, 되게... 네 괜찮아. 여기서 먼저 걸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laughs> 죽는다. 아, 뭔 소리야 진짜. 말한다. 개. 이거 너무 시켰다 진짜. 이거, 이거 내보내주세요. 아 사자성어로 하실래요? 어, 사자성어. 사자성어 좋다. 사자성어 네. 좋다. 공배. 불망. 시계 마비 마비 마비 마비 마비 마비 마비 야돈 찾아와라 오인가? 차라리 준영이 나가고 얘 앉혀라 자 청고 마비 어 맞히네 준지 이제 여쭤부터 할게 네. 내가 영수 똑같거든 어. 형아 경호된 게 나무라거든 지금 동풍 오리 무중 방덕 춘하 추동 바다 익선 오호 우리 이거 다섯 번 만에 성공한 거죠? 아니 아니 아니 한, 한 번만에? 재밌었다 네, 쉽네 감사합니다 예 거의 거의 구워서 떠먹여 주시는 그래. 그러니까. 수준 아니야? 진짜 네, 네. 일단 감사합니다 인사 한번 합시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계란찌개 갈까요? 맛있게 먹을게요 가자 계란찌개 먹으러 갑시다 오늘 많이 나왔다 그러게 어, 오늘 어록 추가만 할게 많은데? 아. 저쯤만 잘 세웠습니다. 이게 아니야. 내려 한 모습. 더도 좋다. 아 이겁니까? 텐트는 원터치 텐트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자, 우리가 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여기 자면 안, 안, 안 되나요? <laughs> 그냥 바닥 펼친 다음에 <laughs> 그 위에 누워. 일단 설치나 해봅시다. 오케이, 좋아. 텐트 치는 거 봐요. 숲에도 펴야겠는데. 야, 이거 우리가 바닥에 깔고. 네 여러분 예. 저희가 드디어 예. 어떤 시간이 왔죠? 빠빠빠빠삐라라 빠바비바바바삐라라 게임을 그렇죠 굉장히 굉장히 엘리트적으로 잘하지 않습니까? 아, 맞죠 게임 엘리트끼리 모였기 때문에 맞아요. 게임을 너무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한 네. 결과 그쵸. 저희가 고기를 오, 70인분 얻었고요 wow 그걸 오늘 다 저희가 부숴보도록 하겠습니다 wow. 맞습니다 네. ASMR 대박인데? <laughs> 엄청 완전 자 그럼 규빈이 형은 오늘 하루 네. 어땠습니까? 오늘 하루 최근 몇 년 중에 제일 재밌었어요 진짜로 음. 솔직히 예, 왜냐면 은 우리가 이렇게 여행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거를 한 적이 없었잖아요 맨날 이제 바쁘게 품을 준비했어야 됐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약간 사치라고 생각했는데 또 이제 촬영도 계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아 너무 행복했고 제가 한2시간 잤나? 2시간도못 음. 잤을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도 힘들지 않았고 어, 너무 재밌었어요 이렇게 준비도 너무 잘해주시고 저희가 또 어, 저번 MT 네. 갔었을 때는 비가 왔었잖아요 이번엔 비도 안 오고 진짜 날씨 너무 날씨도 좋아가지고.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멤버들끼리 정말 또 언제 이렇게 여유있게 올 수 있는 기회가 모르잖아요. 아, 그치. 그래서 좀 더 오순도순 그동안 못다한 얘기도 하면서 여섯 명이서 음. 텐트에 자는 것도 나쁘다, 안 나쁘거든요. <laughs> 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숙소에서 자는 거는 음. 솔직히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그쵸. 숙소에서 자는 거는 네. 서울에서 어, 텐트에서 자고 싶은데 한다고 할 수 없단 말이에요. 할 수 없어요. 맞아요. No. 또 이게 어, 어, 어 와, 어. 진짜 모든 게 완벽하다. 그니까요 솔직히 삼겹살엔 비빔면이지. 캠핑의 꽃이죠. 와 너무 맛있겠다 얼른 먹어봐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여러분들 아, 다 아, 고기 한 번씩 들어주세요 다 아, 고기 하나씩 들어주세요 네, 오케이 준영이 안 달랐어 지금 준영이 지금 표정 표정 안 좋아 빨빨빨 잡고 올리언 오브 그 빌보드 차트를 위하여 네 위하여 위하여 해외로 해야 돼 치아랍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와와음 음. 이거 맛있네 so delicious. 아니 삼겹살 진짜 미쳤는데? 누가 구웠다? 국진이. 너 표정 봐. 밖에서 먹는 게 두세 배더 맛있는 것 같아. 나한테 싸만 싸준 사람 나도 싸준다. 유정이. 저 다음 커플 그 기다리고 있거든. 다음 근데 진짜 다음. 좋아. 아니, 근데 진짜로 좋아하더라고. 다음 다음 거 다음에 저언제 샤라라. 그럼 여기 이거 한번 이거 뭐, 뭐, 뭐가 있을까 여기? 뭐야? 뭐가, 아이스박스네 아이스박스에 뭐가 있을까? 뭐야 뭔데? 뭔데? <laughs> 뭐무 소리야 노하우 뭐 뭐야 뭐야 일단 칠성사에 됐고요 처음처럼 있어요 나도 이거 오. 아. 이거 이용수. 이걸로도 그거 이걸로도 그거 한번 해줘. 이거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친구. 오. 오. 카스 아 사이다 뒤에 네. 누구 약간, 약간 이런 것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야 이게 그런 것만 들었어 유튜브 라이브 키고 싶다 아, 저희가 유튜브 라이브 음. 하는데 평소에 하도 헛소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 혹시나 몰라가지고 네. 유튜브 라이브 이제 딱 키기 아, 바로 네. 직전에 어. 유라 할게요 이렇게 어, 그러면은 그 다음 사람 가가지고 봉아지불막 붙여가지고 유라 한단다 이러 건너편에서 비빔면 대 삼겹살 삼겹살 어 뺨. 이건 삼겹살이 일수 어. 없다 삼겹살이 메인 메뉴야 고추장 쌈장 대 비빔면 오 쌈장 고를라 한다 어, 쌈장 어, 어. <laughs> 용수 대 삼겹살 아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아 이거 어 이거 이거 약간 잘못됐다 이 반대로 되나? 살짝 살짝 이렇게 어, 해서 형 살짝 까져 있어요 오! 근데 진짜 시간 진짜 빨리 간다 오늘 하루가 진짜 너무 빨리 되게 여러 개 했다 뭐 했지 맞 아침부터? 와 지금 5시네? 슬링샷도 타고 복구도 하고 음. 너부터 처음으로 끝으로 간 거 아니야? 와 예. <laughs> 아, 슬링샷 진짜 웃기던데 아 쩐지 진짜 너무 웃긴 게 이렇게 웃으면서 옆에 말하다가 아진 <laughs> 이랬어 <laughs> 이게 진짜 똑같아 아, 근데 진짜 보고 싶어 빨리 내일 뭐 할라나 진짜? 내일 네, 뭐 할까? 난 그냥 번지점프가 아니면 되고 그냥 우리끼리 다 같이 할 수 있는 거면 아니면 저 내일, 내일 저거 되네. 뭐야 해 뜨는 거나 보던가 이거 봤음? 내가 저 뭐지 고등학교 때 해 뜨는 거 한번 보러 왔단 말이야 광안리? 음. 사람이 너무 많아 음. 이게 가만히 있어야 돼 그냥 서서 그리고 내일은 그게 아니야 1월 1일이 아니잖아 그쵸 그쵸 그쵸 어. 내가 1월 1일 보러 간지 어떻게 알았어요? 내가 너잘 알지 왜 잘 알아? <clears throat> 알면 안 되냐? 어왜나는 나를 만나서 아 모자가 난다 그거 만들어야 된다 고형 다시 나가봐요 왜? 예고편 예고편 에어컨으로 네. 하는데 에어컨. 둘이 막 싸운 응. 음. 척 하는 거야 얼마 안 되냐? 아유 아니 형 너무 아 진짜 아니 갑자기 컷! 네. 좋았어 이거 예고편 나왔어 나 다음화 썸네일 아 이거 썸네일 어, 오늘 너무 난 너무 재밌었어 진짜로 재 아, 너무 재밌었어 친구들끼리 여행을 와도 이렇게 재밌게는 못잘것 같아 내일도 네, 재밌게 한번 놀아봅시다 갑시다. 어, 내일 아침에 네. 저거 족구할 거니까 모이시고요. 네. 몇 <laughs> 시야? 네. 자 이제 지금 컨셉은 뭐냐? 우리 집에 멤버들이 놀러 온 거야. 멤버들 좀 생기니까 편하게 자고 가라고 멤버들 재우고 우리가 저기 멤버들 집 가서 자는 컨셉. 와 너무나 완벽한 컨셉이네요. 불 붙었다. 불 붙었다. 탔다. 자 김씨는 한 명뿐이지만 김씨 와, 얘 진짜 얇아. 야, 잠깐 한짝 보자. 텐트 팀 분들 입 안 돌아가게 조심하시고 숙면치 네.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라이언 사랑해. 네. 라이언 사랑해. 안녕. 바이바이. 두두두두두 승자의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야, 너무 좋아요. 깜짝 놀랐어요 나는 이때까지 내가 살아본 것 중에 제일 좋아 저도 이런 데는 처음 와봤어요 사실 대망의 저희 숙소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데데데데데 다라다라다라 데데데데데 피타임을 지금 또 보셨나? 이 핑크를 아주 애용합니다 제 발을 찍지 말아주와 진짜 너무 좋다 진짜 인지 저기 창원씨데요 와와 네, 네. 대박이다 라인뷰인데? 지금 좀 어둡지만 바로 앞에 해수욕장 있어아 진짜로? 네, 신식 아, 쓰레기통? 뭐야 나 눈이 안 보이는데 쓰레기통 봤는데 어디 있어? 어디야? 오와와또 자연스럽게 딱 버리고 바로 옆에 이렇게 난식 세탁 세탁 세탁기와 건조기 참고로 여기가 화장실입니다 여러분 네. 대박이지 않나요? 방인 줄 알았죠? 맞아요 음, 나도 방인 줄 알았는데 화장실이에요 맞아요 보시면은 아유 어. 자 이로써 저희 룸투어를 끝내보았는데요 너무 좋은 곳에 몸을 다가서 너무 행복할 것 같고 네. 이게 진짜 캠핑이지 <laughs> 이게 정말 real 네. 캠핑입니다. 지금 다른 멤버들 네. 다, 달, 달을 보내왔거든요. 아. 심지어 너무 추워서 닭이 빨갛다고 카톡이 거든요 성이 어른, 어렵네. 별나 별나 별나 별나 별나 별나 별나 별나 제가 말했잖아요. 제가 된다니까? 있는 팀은 무조건 우승합니다. 와 어우유 어유 어차피, 어차피 우승은 유정. 지금까지 별라 별라 별라 별라 별라 별라 별라 별라 내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 시작 별라 별라 별라 별라 별라 별라 별라 별라 별라였습니다 라이언 사랑해요 내 네, 만나요 아 너가 너가 해봐 어형 너가 형이 들어보면 어떡해 거기서 안녕 아 내가 아침까지만 해도 텐트에서 잘 거라고 생각 못했어 근데 뭐 그것도 뭐 추억이지. 아 저는 어떻게 동생들을 여기에 재웁니까? 그러니까요. 또 그냥 모두가 나만 아니면 된다고 했지만 네. 막내들 작아지고 태엽 이런 애들 몸 약하잖아요. 그걸 아니 떼셔 떼셔 진짜 근데 계속 이렇게 얘기를 듣는데 전혀 마음이 와닿지가 않아. 근데 안 한다 했잖아. <laughs> 네, 알겠습니다. 들어갑시다 일단. 가보죠. 고생했습니다. 아, 아 수고했습니다. 아, 아, 너무 재밌었어요. 아, 여기까지. 진짜 너무 재밌었어. 이야, 야, 이거 생각보다 딱딱하겠는데? <laughs> 야, 이거 허리 일자로 쫙 펴지겠나? 야, 바네 하지만 숙소에서 잘 수 있다면 숙소가 좋긴 해. 형 미련 버리세요. 아니 여기가 더 아늑해. 나 좋아. 김민이 벌써. 아나 여기 둘다 코고는 여기 코고를 대방들이야 못찰것 같은데. 아 내가 봤을 때 나 반대로 자될것 같아. 기양 <laughs> <laughs> 양쪽에 삽착을 하네. 아나 오늘 잠 못 자겠다. 내가 이제. Once again lose my sanity trying to burn Now yeah 잘 말하네 그거 아니구만